엉망 일로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짱아 아이고 귀여워 오구 오구 오구 귀여워 짠 오늘의 저녁입니다 아까 사온 크랩 샌드위치랑 엄마가 끓인 된장찌개 이거 먹으면서 알고 있지만 보려고요 짱아야 인사할래? 안녕. 아우 귀여워. 알았어. 짱아한테 물리는 거. 짱아 양치시키다가 엄청 크게 물렸어요. 여기 이렇게. 너 걔가 아무 생각 없이 구는 거 같지? 천만의 거다 철저하게 계산된 거야.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내가 장담하는데 박재영 걔 연애할 마음 전혀 없어. 저물좀가져게요 그 잘생겼어 그럼 나랑 밥 먹자 그, 그러던지 난 먼저 간다 맛있게 먹고 와 더워? 전아야 잘 됐네 2월 다 보고 응? 왜? 언니가 문 열어달라고 이번 주 토요일에 엄마 생일이어가지고 엄마 생일 선물로 뜨고 있던 가방을 마저 완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은 11시 12분입니다. 한 두어 시간 된 것 같은데 아직 이제 손잡이 하는 중에 내일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So really, you ain't gonna hit me back, yeah. Now it's all just you got me on blast, damn. You're over it, I've been done. We're so toxic, can't get enough. Ooh, go and say it like a mantra. You know what you want, do ya? 전에 딱 먹기 탄수화물과 카페인 보충 맛있군 하루가 끝나야 텐션이 없앤다고 배고프다 건강한 맛이다 맛있어 음, 맛있어 이거 레몬 들어가 있어 레몬 풀어서 먹자 되게 맛있다 뭘 맛있... 너무 맛있데내 스타일 아닌데? 방금 내 스타일이야 거 떨어지면 내꺼 많이 먹어 없어 다 젖었는데 비가 안 오잖아 비가 안 와요 왜 안 와요 아이 장아 뭐해? 뭐해? 들썩들썩 릴릴릴 에이그 Right there on top of the moon We could sit and do nothing I wish we were bold To just fly